안녕하세요 엑소엘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에리들 덕분에 또 제가 큰 기록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브이앱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과 함께 세운 기록인 만큼 어, 자랑스러움을 여러분들 즐기세요 누리시고 제가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어, 기다려주시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온라인으로 열심히 자주 만나요 액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, 감사하단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사랑합니다 우리 애리들 항상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상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랑해요